네 저는 지금 이제 미션을 받았고요 촬영장 안에 미션 질문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그 찾아서 그 답변을 하면 되는 그런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장 도, 좋아하는 동물은? 저는 강아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여워하고 강아지, 고양이를 가장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, 점심, 저녁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저는 밤에 뭔가 텐션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녁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, 오! 자기 직전에 하는 습관이 있나요? 알람 설정하기, 물 마시기 등 습관은 없고 그냥 자기 전에 무조건 물을 먹고 자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, 점심 식사, 저녁 식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사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침 식사인데 아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 시작하는 그런 아침 식사는 꼭 중요한 것 같아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또 미션 잘하고 있나요? 까먹고 있었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숨겨놓겠습니다 어 여기 나무에 걸리네 땅속에 타임캡슐을 묻는다면 무엇을 타임캡슐에 넣겠나요? 일단 흑역사 사진들이 있다면 <laughs> 그거를 일단 넣어서 다시 안 꺼내고 안 꺼낼 거고요 아 어렸을 때 사진을 넣어놓고 10년 뒤에 꺼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되게 다 같이 있었던 추억 그런 사진들을 넣어놓고 거, 그때 꺼내서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여기 자신의 매력 다섯, 다섯 개 말하기 보조개 눈웃음 춤 목소리 반전인 것 같습니다 무인도 갈 때 무인도에 갈 때 물건 세개를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나요? 일단 물이랑 불이, 불이 필요하니까 성냥? 성냥이랑 그리고 혼자 있으면 뭔가 힘도 안 날 수 있으니까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이 형과 함께 무인도로 가겠습니다 평소 옷 입는 스타일 저는 약간 그 후드티에다가 뭔가 그냥 통큰 바지를 그냥 이쁜 것보단 되게 편한 걸 선호해서 평소엔 편한 걸 입는데 요즘 되게 스타일이 형들이 되게 멋지게 입고 다녀서 점점 바뀌려고 하는 그런 중입니다 시도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제가 그 태민 선배님 그 굿바이 안무 영상 보고 너무 감명 그걸 감명 깊게 봐서 흰색 그냥 탈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의 TMI 한 가지 오늘은 점심으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럼 수영장에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<laughs>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은? 셀카를 찍을 때마다 맨날 하는 그게 있는데 이거를 턱에다 대고 웃는 그 표정이 제일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 저는 양정원입니다 별명은 십가든 냥가든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눈앞에 팬, 팬들이, 팬분들이 나타난다면 하고 싶은 말 음, 촬영을 <laughs>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팬분들이 나타나신다면 되게 당황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계속 기다리게 해서 그냥 죄송하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리신 만큼 좋은 앨범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